안녕하세요. 저희는 서울시 중랑구 신내대시양 아파트에서 온 신내대시양 리트랍 창단입니다. 저희가 이 무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 모든 분들이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또 좋은 성적이 나와서 모두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은평구 구파발에서 온 은빛 울림입니다. 어, 이렇게 연말에 크고 기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준비하면서 짱짱한 실력가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저희는 퍼포먼스와 기쁨과 행복을 나눠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굳게 다짐하면서 나왔죠? 말 그대로 우리끼리 우쿨렐레를 시작했고요. 이렇게 큰 무대에 나와서 우쿨렐레 공연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떨리고 영광스럽습니다. 이번 주민 참여 공연에서 함께 즐겁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